아 덧배드에다가 이런 비사이즈 넣었더니 뭔가 이상해졌어 <laughs> 뭔가 이상해졌어 우와 <laughs> 왜이래얘 뭔가 이상한데? <laughs> 살려줘 뭔가 이상한데? 3, 2, 1, go 잠깐만 아 노래는 아 노래는 괜찮다 양팀 어, 이상해요 예 방해시가 좀 이상하지만 괜찮아 얘 나이도 왜 이러냐 너 일단 받아 다시 설치해야 되냐? 다시 해야 되나? 다시 설치해야 되나? 아 진짜 왜 이래 <laughs> 아 이상해요 다행히 노래는 잘 됐네 뭐 노래만 적응 잘 되면 된 거 아닙니까? 3, 2, 1, go 아이 앞에가 이상해요 앨범 <laughs> 아, 적용이 있다고 그랬어 구매를 한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? 아 진짜 배경 왜 이래? Mm-hmm. 이번에 어렵다는 것 같은데 뭔데? 어, 빨리 가 이지연이가 요게 노말이란 거야? 노... 하자면 난 죽을 테니까 노말 하자 <laughs> 아 근데 이거는 너무한데 그, 원본에다 했어야 됐나봐 얘 대사도 바뀌었는데? 리그 왕에서 예전 전에 뭔가 이상했네 우마을 회색빛이야 저 사람 금목걸이라 그냥 펜트하우스다 펜트하우스 주인공들만 아주 멀쩡한 서셋 얘눈왜저러해걔왜 눈, 눈색 네, 차래 아, 요, 겉배드에서는 뭐야 이렇게 돌돌 떨리냐? 멈추는 건 아니지? 그럼 마지막 페이지나 봐보자 아으로 빼드랑 이거 섞, 비사이드랑 섞인 거 너무 웃기네 왜 파랑 됐어? 야왜 파랑색 됐냐? 好，但是要得哈。 그만. 음. 어, 내 마우스. 3, 2, 1, go. 괜찮으세요? 왜, 왜 저래? 까딱까딱 그지 선말 아, 이제 좀. 아, 순간 음질 엄청 깨져가지고 깜짝 놀랐네. Three, two, one, go. 이거 밥 먹고 팁 드릴게요. 얼마